현재까지 알려진 문명 중 가장 오래되었고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수메르 문명. 기원전 2100년경 당시 수메르의 고대 도시였던 우르라는 도시 통치자가 남긴 우르남무 법전은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때린 아들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다거나 피의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어 끝까지 살아남으면 무죄를 선고했던 판무라비 법전보다도 오래된 법전입니다. 법이 인류에 존재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지도 약 4에서 50억 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류는 똑같고 비슷하거나 유사한 행동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인류는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왔을까? 그 이유로 인간은 각자 다른 독립적인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자아는 타인과 다른 생각과 판단, 행동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인데 이런 각자의 인간을 개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적 자아를 지닌 개인은 음. 다른 개인들과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을 통해 습득했고 생각과 판단, 행동이 각기 다른 개인들과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개인은 자기 삶에 대한 갈망 즉 욕구를 다른 개인이라 불리는 타인에게 보장받고자 주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권리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양한 독립적 자아를 지닌 개인들과 모여 살며 집단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정한 패턴을 마치 약속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린 그런 약속을 규범이라고 말하죠. 사실 한때 인류는 규범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단이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집단 속에서 살아가던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고 타인과 비교할 때 어려운 삶을 사는 개인이 등장하자 이를 보호하거나 제공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관습에 따른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도만 가지고는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개인과 집단을 지원하고 처벌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도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함을 공감하고 개인 또는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제도와 정책은 개인 또는 집단의 삶을 부족함 없이 불안정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을 지녀야 하는데 균형적이지 않고 표준적이지 않으며 정의롭지 않고 강제성도 없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제도와 정책의 회의를 느꼈지만 이는 곧 통제라는 문화를 만들어냈죠. 특정 기득권 세력에게만 유리한 삶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은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겠다는 것에 공감했고 개개인이 모인 집단 속에서 규범에 입각한 올바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한 집단의 거대화로 인해 국가라는 것이 탄생한 뒤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판결할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법이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관습과는 달리 법은 상황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범을 보호했으며 강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연법과 실전법입니다. 실전법은 조약 또는 국가 간 체결된 법규 등을 말하는 국제법과 실체와 절차로 구분된 국내법이 있죠. 우리나라의 국내법 중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법은 사회복지법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통념상 필요함을 가진 제도에 대해 평등하고 올바르며 공정함을 담아 강제성을 지니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죠.